손이 완전 사람 손 같아 확실히 나이가 있어서 장난감 네, 장난감 반응 없어 <laughs> 야 먹고 바로 먹튀야 먹튀했어 무거움보다 식욕이 앞서 오 지금 손을 넣어가지고 오 지금 놀라운 오 되게 예쁘네요 도 어, 귀여운 분이 모카어린이네 이거 뭐좀 모르나 엄마 보고 배워야지 엄마 따라해봐 눈물이 막 그런 그런 한데 나한테 <laughs> 맛있어 너무 맛있어 눈물 흘릴 것 같은데 라떼? 너무 맛있나봐 연애를 너 오랜만에 자던가 <laughs> 도대체는 지금 여기가 없다 저거 뭐야 하고 있다 지금 뭐야? 머리를 남보듯이 그니까 집 안 갈 거예요? 오때 있다 두 마리? 세 마리 아이고 빠진다 빠진다 귓속문 안 돼? 아, 나 아빠 우리가 그러니까 선물 들고 왔어요